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지?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은 바로 나 쉐인! 좋은 동료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로드모바일에서만큼 말이에요 연맹에 좋은 동료들이 넘쳐난다고요 전략, 전쟁, 그리고 영웅 로드모바일 다운받아요 어서